자 오늘은 제가 오늘 한국의 지방자치선거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랑 일단 평양냉면 아무튼 냉면이나 밥을 한 끼 딱 하고 투표소로 가서 저의 소중한 한 표, 두 표를 행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브이로그를 만들어 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외국은 제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대, 그 미국 대선만 조금 아는데 미국 대선은 근데 직접 선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혹시나 어, 여러분들 나라의 그런 지방자치 선거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일, 단 친구를 픽업을 하러 차를 내가 사사삭 몰아보겠습니다 That's right! Skirt! 오늘은 어, 한국식 cold noodle이라 그래요 Korean cold noodle 먹으러 가볼 건데 근데 이게 북한식일지 아다 둘 다 북한식인데 평양식일지 아니면 함흥 스타일일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친구랑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은 이렇게 선거날에 쉽니다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와우. summer summer summer's gone so fast 부산에서는 with some badasses 좋은 시간 보내고 왔더니 여전히 파티 yeah, yeah. 뭐 나쁘지는 않아 난 걱정 없이 사는 삶이 아이 trash talking under 단독방 성가진 면옥에 왔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평양냉면집에 왔습니다 스컬 나왔습니다 짜자잔 요쪽도 짜자잔 제육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립 이트 Couple veins in my denim on me. Couple veins in my denim on me. Couple bands and my denim on me I, I, I. Couple bands a n my denim on me 끔살 시켰다 냉면을 끔살 시키셨다 <clears throat> 자 이제 우리 투표를 하러 갑시다 짜자자 역시 투표소에 왔습니다 내손 제2 투표소 제7 투표소 저는 그러면은 소신 있는 한 표 날리고 있습니다 릿 보트 자 이렇게 소신 있는 한표 보이시나요? 두 개나 찍었네? 두 개나 찍었어 일로 와 이게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이에요 도장 원래 제가 찍어왔어요 짜자잔 자 이렇게 오늘 투표 보트데이 보팅데이 보보트 대성공 <laughs>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마무리 여러분들도 선거철이 되면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민주 시민이라면 정확히 투표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릿보트